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운동이 먼저다 마랑TV의 pseudo fucking 뉴스 앵커 마랑입니다 이태원에 나가 있는 말굽디 리포터 네 신호받았습니다 어, 이태원역 앞에 와 있는데요 이런 바디 타이프 그리고 바디 팔츠에 대해서 한번 인터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So how you doing? I'm, I'm great. I'm You're having doing? a great day, yeah. What's the most attractive body part? So, All which right. parts of body you wanna like develop the most? Are the bicep. Uh, yeah, second part is abs. Abs, Six okay. Packs, yeah. If you can become any of this body, I oh, prefer this. Okay. I don't like this uh, like That's big muscular? muscles oh, and like yeah, okay. I don't like that much. 여기서 이제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다리를 좋아해요. 그래서 다리가 제가 제일 선호하는 근육인데 어떤 근육을 제일 선호하세요? 이게 앞부분, 뒷부분인데? 일단은 저는 대웅군 아 대웅군 그다음에 또 뭐 다른 곳 있으십니까? 네, 승모근 아 승모근이요? 네 이제 이제 뭐 남자니까 일단 아무래도 어깨랑 가슴이랑 음 만약에 내가 미래에 운동 열심히 해서 되고 싶다 어떤 몸을 원하십니까? 아 권상우 씨 몸매가 어 약간 좀 섹시해서 균형이 잘 잡혔어요. 아 저희. 균형이 잘 네. 잡힌 네. 거. 아 약간 좀 이렇게 큰 근육이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약간 좀 요새는 좀 마동석 님또 신드롬 난리 그렇죠. 않았습니까? 네. 이런 몸보다는 약간 좀 균형 잡힌 그렇죠. 거. What kind of body parts do you guys think is most attractive? Penis. Oh! <laughs> I like, I mean, yeah. Besides penis. Yes, besides penis. Or a back. And, and then what about you? Lower back. Lower back. Oh, lower back. For what, woman? I, th I thought you like biceps or abs. But that is beach. Okay. Beachy muscles. Beachy muscles, okay. So easy to train. Uh, so. so. I will put it in some places. Okay, fine. Korean people don't like to clean. Oh, <laughs> really? Okay. <laughs> ah, yes. In my gym, you know, the, they have to skip a lot of uh, different classes. Lower because back. they told me that um, Korean clients don't like big legs. Yeah, I know. They like to have yeah. like <laughs> thin legs. So we have no laundry classes. All right. work workout like for 10 years. In the future, what kind of body type you want to be? doesn't have legs, he doesn't have too many fat, uh, <laughs> he's ugly. Okay. Uh, I, am sure I'm sure his legs are, his legs are really thin. Okay. Yeah, but, you have to choose. He's wearing pants for a reason. Oh, okay. For yeah, you. I will choose the same one as well. Oh. So the reason, actually, I have quite a few reasons. As you can see, the abs, um, the abs are yeah. not uh, so even that means he oh, really trained okay. for himself. It's not balance. plastic. balance. Yeah, because sometimes it's nicely presented, but it can be plastic surgery. Oh, okay. That's and I like the shoulder, the shoulder. traps, because uh, for thin people, for certain people, they only try to train biceps, uh -huh. and then um, looks nice, but uh, it's easy to be done. This one, I, I think, he puts more effort. to have. Yeah, he put I think he really so trained, much. Oh, okay. and also he's not uh, super dry. Oh, okay. So I think he's more natural, naturally healthy, but And uh, balanced. strong. Yeah. This one, the chest is uglier. Oh, okay. I should do more push-ups. Alright. So 이제 이태원이니까 더운데 여기서 뭐 하세요? 놀러 왔어요. 아 진짜요? 혹시 운동 하세요? 아니요. 운동 하는 여- 남자들 좋아하세요? 좋아하는 네. 아 진짜 좋아는 하 하죠 미래 남자친구가 운동을 하는데 이 부위가 좀 뻗었으면 좋겠다 좀 컸으면 좋겠다 하는 부위에 스티커 어깨예요 아 어깨? 어, 가슴? 잘 모르겠어요 아 가슴? <laughs> 가슴 적당히 커야 돼 가슴, 아 가슴 적당히 커야 된다? 네가슴니다그 지금 어깨 같은 경우에는 왜 어깨를 고르셨어요? 어깨가 운동하면 넓어지잖아요 약간 아, 넓, 여기 넓, 붙으면서 그럼 넓어지면 막 좋아요? 기대고 싶고? 네 어깨 넓은 게더 듬직하고 맞아. 아, 이렇게 등치가 커 보이죠. 아, 등치가 커 보여서 몸의 전체적인 비주얼을 봤을 때 어떤 남성분들을 선호하세요? 아, 우리 마동석 씨. 아, 오케이. 자. 어, 섹... 아 그렇죠 어, 밤에 굉장히 섹시할 것 같아요 자 일단 마동석 씨를 선택하신 이유가? 뭔가 근육이 빡 보이는 게 아니라 근육 위에 살이 덮여 으면 좋겠어요 아 약간 좀 포동포동한 근육... 어, 근육대지 근데 이제 성격은 굉장히 남자답고 아니 성, 성격은 귀여워요. 성격 귀여워야 돼. 아, 몸은 이런 성격이 귀엽길 원하는 거예요? 영어로 고양이를 맞아. 고양이 이제 만지면서 아, 아 귀여워. 이분을 선택하신 이유가 뭐죠? 멋있어. 지금 보니까 아, 택시. 멋있어서. 혹시 마랑 아세요? 아니요. Stick it to wherever you want. And ma'am here. Abs. Okay. Yeah, I need to work on those. And the you miss arms? Oh no, that's one of the things I need to work on. Oh. Uh, yeah. because you know you have many fats on it. Yeah. <laughs> okay. Hey, why did you choose arms, not not like chest or abs? Um, so they can have enough strength to pick me up. Oh, him. Okay, interesting. And then means for you. Oh, him. Sir, why did you choose this? It gotta be too much. Just balance. yeah, balance. Like balance. ain't, gotta, ain't gotta be too much. You don't like this big muscular I used to, but used to, it's like I oh, mean, it really don't matter. Ah, As long as I'm in good health and feel like I look straight, I'm good. Cause he's not too big, but he's not too small. He's uh-huh. like a good size. Actually, I think you know him. I know him. Yes, <laughs> I don't know him. I think you know him. Maybe you're seeing him in front of you. Yeah, it's my, <laughs> it's me. <laughs> oh my god. Yeah. You didn't know it? <laughs> yeah. It's, it's you knew that was him? So, uh, what are you doing here, like in Korea? I'm traveling. Oh, traveling yeah. alone? Yeah. For your boyfriend? Like I don't care about. You don't care, <laughs> but if we have to choose. Oh, the apps. Apps, okay. Yeah, oh, like okay. You like him better. Like better. When you gonna leave? Um, next week, uh, Sunday. So, do you have any plan after? 어떤 부위가 가장 이렇게 매력적일까요? 아, 배. 약간 좀 빨래판. 이제 체형은 어떤 체형이었으면 좋겠어요? 마동석 씨처럼 이렇게 좀 푸근하고. 어? 아, 왜, 왜 이분 고르셨어요? 한, 한 번만 물어볼게요. 왜 이분을 고르셨어요? 네, 아니, 일단 사진도 잘 나온 것 같고. 아, 아 이분인데 직접 보고 계시잖아요. 아. <laughs> 마랑키베리부터 마랑띠입니다. 자, 이태원 8월 15일 광복절에도 어, 많은 인파들이 몰려있는 걸 확인했고요 가장 선호하는 몸의 부위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지금까지 마랑TV의 리포터 마랑T였습니다 이태원에서 총 31분의 시민분께서 이 설문에 응해주셨고요 남성분이 14분 여성분이 17분 어떤 근육 부위를 선호하는가에 대한 질문으로 남성분은 14분 중에 5분이 다리를 선택해 주셨고요 그리고 가장 비선호하는 부분은 팔을 선택해 주셨습니다 17분 여성분들 중에 각각 6분께서 복근과 어깨를 가장 선호하는 근육으로 선택해 주셨고요. 가장 선호하지 않는 부위는 바로 가슴을 선택해 주셨습니다. 남녀가 가장 선호하는 body type에 대해서는 권모 씨 닮은 몸매는 15분으로 가장 많았고 조인성 닮은 마을모 씨는요 8분이 선택해 주셔서 그 두 번째를 이었고요. 그리고 성주신 총 4분으로 그 뒤 가장 근육질이었던 그분은 한 표를 받음으로써 비명예스러운 자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남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운동으로 chest press 벤치프레스가 있었는데요 여성분들에게서는 반감이 된다는 사실 저희가 알아보았습니다 오히려 복근과 어깨를 키우는 것이 더 나은 방안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식단 관리와 균형 잡힌 몸매가 여성들에게 더욱더 어필을 할수 있다는 몸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배우셨습니다 지금까지 마랑TV의 푸드패킹 뉴스였습니다